Okay. spotted. No, no, no, no, no, no. No, no, no. 뭔 개소리야! 옆집 털러 가야지. 아이. 아이 씨발 깜짝이야. No! God, please, no! No! No! Odisha Varsory Ganamak. 퀴클런 디저 나이 18 오케이. 하이. 이 이쪽인가? 와, 뭐, 시체 상대다. 어! no, no, no, no. Nope. 아직 다 끝난 거 아닌데? Surprise, motherfucker! Too biggie!